예, 오늘은 Royal Kunia 왔고요 그 날씨가 화창하네요 굉장히 좀 이제부터 좀 더워지는 계절이고 지금 앞에 팀이 많이 출애피 걸려서 기다리고 <clears throat> 그래도 뭐 햇볕이 쨍쨍한데도 바람이 부니까 괜히 시원하네요 첫 번째 홀은 지금 520야드 파8고 시작하고요. 오늘은 우드, three 우드로 전부 다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엄청 많이 왔네요. 파티에다가 카메라를 달아놔가지고 땅이 말라가지고 런이 되게 많네요. 그러 세칸산 지금 200 남았는데 200 정도요. 정확 215야 되는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앞에 사람도 있어서 좀 이따 할게요 그린 앞에 보면 큰 나무가 여기 물이 아까 밀렸고요. 오늘 카트가 힘이 굉장히 없네요. 여기도 씨를 새로 박았네요 <laughs> 오늘 어쩔 수 없이 퍼팅은 또 바라지 말아야 되겠네요 자템플 쪽은 안되고요 역시 어디는 물이, 물이네요 자 즐거운 파였고요 여기도 하와이도 봄 되면 이렇게 노란 꽃이 이렇게 펴요 보세요 개나리처럼 참 풍경 좋죠 일본으로는 파포 407야드고요 근데 저기 물 쪽을 끼고 도굴레 그저 끝에 벙커 있는 쪽 그쪽으로 돌아가거 돌아가는데 물 carry가 뭐 230, 220서부터 쭉쭉쭉 있는데 뭐 이쪽에서 출하해 보겠습니다 페어웨이가 저 왼쪽은 완전히 넘어가요 fade를 잘 하든지 아니면 직접 direct로 저기 나무 큰 나무까지 때리든지 해야 됩니다. 오늘은 카트에다가 카메라를 hold해 갖고요 좀 많이 흔들릴 겁니다. 여기는 일본인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굉장히 못 쳐요 일본 사람들이 잘 치는 사람 못 봤어요 안 보고 치네요 이게 자꾸 핑계 같은데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나무 씻고 그 다음에 리듬도 깨져가지고 핑계 같은데 핑계가 아닌 핑계입니다. 이거는 샌드 56도 가져가야 되겠네요. え力の真似は move. <clears throat> 진짜 바운스 이상하게 나요 아 풍경 좋고 냄새 좋고 좀 덥긴 한데 그래도 바람이 살살 불어줘서 그 하와이는 뭐 바닷가인데도 습도가 많지 않고요 옹달만 지붕은 굉장 시원합니다. 하, 아, 앞에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났네요. 3번홀이고요442 파4고요 저기 그린이 앞에 있는데 소나무 우측 너머로 물이 있고요 페어웨가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와이실도 있고 저는 백트에서 오늘 칩니다 백티에 아무것도 없어요 뒤밖에 보시면 바닷가가 저렇게 보입니다 저기 밑에 캐노피 있는 게가 그린이고요. 어, 여기도 이게 가격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아요 물도 많고 <clears throat> 여기도 up and down이 많고 굉장히 exciting해요. 오셔서 즐기 왼쪽에 물이 있다 보니까 왼쪽으로 치게 되는데 그래도 잘 갔습니다 벙커 전에 잘 떨어졌고요 여기가 up and down이 굉장히 많아요 옆에 러프 쪽이 백기가 확실히 되게 길네요 우드로만 치니까 <laughs>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데 저 페어웨이에 잘 도착 70. 야 250을 때려도 170이 나왔네요. 어, 맞바람 180 정도. 거기다 또 그린이 보시면 되게 적어요. 적은 데다 저 나무 뒤로 옆으로 해가지고 아 bounce가 <coughs> 또 그린 맞고서 우측으로 땅 튕겨서 그 엣, 그 edge에 붙었네요 하하 이 그린을 fix하고 나면 항상 bounce가 진짜 일정치가 않아요